모든 공간들의 순간들은 순간에 산다. 그렇다면 우린 왜 존재를 원하지? 그 자신이라고 부르는 자기 자신 피해시 h 감마원 4% 센터 혜미, 엄마는 너무 천사니까 내가 엄마가 될게. 바다일났나? 어. 목소리가 어, 왜 이래? 어, 갑자기 돼지 꿈 꿔가지고. 목 터지네. 뭐지? <coughs> 복권 사야 되나? 마음대로 해라. 몰라.